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랜만에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스케이터분들은 ollie에서 막히고 또는 shove-it에서 막히고 그 다음 킥플립에서 또 막혀요 ollie가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많이 어렵고요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드가 흔들거립니다 앉을 때 여기 이 부분 보시면 보드 트럭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앉을 때 한번 움직이고 앞쪽으로 움직이고 뛸 때 뒤로 움직이고 또 약간 휘어지고 맞죠 뒤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중심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반복을 하네요 이게 보드가 틀어지는 게 frontside 방향으로 틀어지는 이유는 골반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허리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은데 어떨 때는 이렇게 뛸는 순간에 뒤꿈치가 이렇게 눌러지는 경우 때문에 중심이 뒤로 가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거는 골반이 돌아가긴 했네요 자, 착지할 때도 앞으로 숙여지죠 점프하는 순간에 중심이 앞뒤로 움직인다 그런 문제입니다 중심을 잘 잡고 뛰어야 돼요 딱 ollie하려고 뛰는데 보드가 움직여요 지금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앞뒤로 그러고 또 보드가 흔들흔들 거려요 여기 보면 흔들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그래서 바로 frontside ollie처럼 골반이 돌아가요 틀어지고 이미 틀어진 채로 착지 어깨는 안 돌아가는데 골반이 돌아가요 그러고 착지하고도 앞으로 쏠려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스케이트보드 기술들은 중심이 중요한데 ollie가 그 기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게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ollie를 연습하기 전에 tic-tac을 하고 end walk를 하고 뭐 pumping도 연습하고 그러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동작들이 ollie를 연습할 때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보드를 많이 가르쳐 본 결과 잘 되는 분들은 중심이 좋은 분들이에요 딱 섰는데 이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기계체조를 했던 분이나 스노우보드를 아주 많이 잘 타거나 서핑보드를 아주 많이 잘 타거나 이런 분들은 좀 빨리 늘어요 중심이 좋은 분들 저도 지금 흔들거리는데 초보자 할 때는 이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게 스케이트보드를 빨리 늘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리를 높이 떼려고 하지 말고 흔들림이 없게끔 유지를 하면서 깔짝알리를 많이 하세요 안정적인 자세와 착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근데 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이걸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인 것 같아요 앉는 순간에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되고 이렇게도 흔들거리면 안돼요 앞으로 흔들리는 순간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뒤로 흔들리는 순간 중심이 뒤로 쏠려요 너무 당연한 거죠 앞으로 되면 돌아가고 뒤로 하면 여기 돌아가고 알겠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